빡세 되지 않을까? 마스터 승격권 아 99점 아, 아, 아 피벌 구독 구독 구독 구독 안녕 반가워 먹어라 아손 넘지마 그거 아니니까 손 넘지마 playing with my mind Gotta get out of here tonight all this overthinking. Oh, oh, oh, oh. The more I Never. swim, the more I'm sinking. Take me to a world of silver. No more heartbreaks, tears, pain.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와 이거 어그로 핑퐁 뭐야 이거 수준 게임 수준 아, 하려고 하지 말 아, 기다리고 있던 쩌자 피해 피해봐 피해봐 못 피하면 넌 뒤졌어 I just can't let you go.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맞아. You said I was the only one. No one likes being lied to. 막아줄게 나이스 You made this mess and left me with the pieces. 나이스 Now I wanna burn all the bridges between us.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임마 딱대 아이고 조졌다리 또못 맞추냐? 진짜 좆됐다 와 응? 뭐지? 어, 그래 다구나 아. 아. 아. we don't have to repeat it You made this mess and left me with the pieces Now I'm gonna burn all the bridges between us nice. Ah, ah. 在吧。